야, 야, 야, 저기 가 어, 이거 난리야 나 난리 났네 이거. <laughs> 야, 야. 오케이 어이구 건디야 건디야 코끼리 타는 것 자체는 진짜 재밌습니다 롤러코스터 축소판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근데 재밌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I went? 오케이 오케이. 야 여기 봐봐. 여기 한번 봐줄래? 오케이. มันลบ เออ เห็นไหม พี่ยื่นให้ก็ได้แต่มันรับ Water pest. 야, <laughs> 야, 야, 야, 이거다. 너라고, 너라고. 야, 왜 이렇게 오려 와? 야, 이거 왜 이렇게 오려 와? 야, 야, 야.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. 오지 마, 오지 마. 오지 마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가만 있으라고. 아,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야, 야, 야. <laughs> 저리 가. Then I w 야, 야, 씨, 와봐, 와봐, 와봐, 와봐, 와봐. 야, 이리 와봐. 오 씨. 오, 나올 f e e l 야, 이거 뭐냐? 좀비니? Very 오, 어, 야 씨. 어. 예, <laughs> 너.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, 아, 왜, 뭐야, 왜 아무도 안 와? 노 <laughs> 리액션스. 어, 오케이, t h 꿀잼입니다. 이렇게만 해도 지금 원숭이들이 달려들고 있어요. 점프해봐. 두도 점프. <laughs> 아저씨 포즈 되게 잘 잡았네. 뭐, come again for, for... 와찰롱입니다. 와찰롱. 찰롱 사원. Yeah. they are. 달이 나오면 이거 반드시 할 겁니다